어, 왜? 아 모르겠다 이거 이거 여기서 해야 된다 탈모! 어, 나이스 어떻게? 이어 뭐해? 음,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조땜새 한번 오늘한시마스오네한시마스 와살것 아, 같아 오! 오! 오예. 여기까지 막았구요. 이 먼티. 아이씨야 좋다. 오! 스바 레시. 와. 따로 안키 뭐지? 우와! 이렇게 좀 되네. 나이스! 아, 이게, 이게 좀, 하이킥의 모양인가? 이게 안 되네. 제자리 커키 아예 닿지가 않네. 안 돼. 어! 와! 아, 무섭나? 우와, nice. 어, 뭐야? 야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이게, 어 뭐야 뭐야 뭐야 6 0 0만 nice. 아6 0 0만 승리 좋았다 어우 제대로 제대로 리스로 아이 초풍이었으면 맞았네 아 좋아 안문 열어 문 열어줘요 어. 왜 이렇게 안 할게 안돼 <laughs> 월요일에 어? 인터넷 공사 와요 1차 공사 와요 1차 아 인타가 아 오케이 오케이 우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어. 좋아! 잠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까? 뭐야 왜 안 맞아? 어허이 가드는 돼야지 아 손맛 마무리 오예 좋아와 코보 지른다 야, 야 이거 왜안 맞? 오! 내가 진 거야 왜? 왜 내가 진 네. 거야? 어, 어, 어, 왜 담아져? 그래. 블레이저가, 블레이저가. 이게 왜 안, 와, 진짜 너무하네 아니. 뭐야 왜 이렇게 잘해? 어 이거 누구예요 진짜 아, 너무 잘하는데? 맞나 가졌다 우 아이 병신 에휴 <laughs> 바람 때 놀려다가